속에 담긴 게 서른 살 아저씨 아니랄까봐 루시퍼한테 꼰대질 시전합니다. 아이고 나는 못해 먹겠다. 난 지옥일 못해 먹겠다. 아이고 루시퍼야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. 아이고 나 못해 먹겠다. 안녕하세요 로젠자입니다 예. 오늘은 VR챗에 헬테이크 아바타가 생겼다고 해서 놀러와 봤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, 속에 있는 건 서른 살 아저씨입니다 속지 마세요 뭐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아 게임을 해야 돼 이거를? 막상 헬테이커 map에 와봤는데 간단한 미로를 풀어야 했어요 저 어떻게 넘어가 저기 뒤에 열쇠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그걸 네. 못 찾다니 너무 귀엽지 않나 열쇠도 못 찾다니 그냥 점프로 넘어가려고 해보네요 점프로 넘어가나 이거? 아이, 이 길이 막혀있어 어떻게 넘어가? 아 열쇠! 여기 온지 5분이 지나서야 왔다. 열쇠를 발견했어요 잘했다 나 열쇠 헬테이커 왔다감 열쇠함 누르고 일단은 열쇠 누르고 자 가서 한번 열어볼 어 열렸다 열쇠를 누르니 에이. 네. 문이 없어지고 드디어 아바타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오 여러분들 보세요 와 여러분들 저지먼트랑 게다가 어 캐르베로스 쌍둥이 삼, 세 쌍둥이 이렇게 있고요 세 쌍둥이 아니고 루시퍼구나 오! 오! 이야! <laughs> 야 신기한데 이거? 그래도 아바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보니 예쁘더라고요 안경 벗는 건 없나 보네 따로 어쩔 수 없지 노래에 맞춰서 그 춤도 한번 춰봤습니다 겉모습은 슈퍼짱짱 멋지고 아름다운 저스티스지만 속에 든건 30살 아저씨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만 쳤어요 아 생각보다 어렵네 그렇게 놀다가 어렵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제 작은 선물 어 뭐야 아 중지도 있네 안녕 사랑을 담은 뿌이였습니다 자 이제 다른 애 한번 바꿔볼까 일단 이번에는 셋이면서 하나인 페르베로스를 해봤어요 어 됐다 오, 오 신기 신기 계속 말하지만 작년에 예비군 끝났습니다 오 원래 이거 같이 셋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? 아 뭐야 이것도 아하 <laughs> 땀 흘리는 표정도 있어 아 그, 그게 아... 아, 아, 아 음... 다른 사람들이 하면 귀여울텐데 제가 하니까 머리 한 3일 안 감은 애 같습니다 현실에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흔들고 있는 거죠 아 겁나 힘드네 이거 몸이 안 따라줘 몸이 몸이 안 따라줘 불쌍한 어? 로젠제는 어?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몸을 수리받아야 할 나이예요 다음 아바타를 보니 드디어 캐러베로스가 새 신 아바타를 어, 발견했습니다 어, 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새 있어 속에 담긴 게 서른 살 아저씨 아니랄까봐 루시퍼한테 꼰대질 시전합니다. 아이고 나는 못 해 먹겠다. 난 지옥일 못해 먹겠다. 아이고 루시퍼야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. 아이고 나 못 해 먹겠다. 아이고 못 해 먹겠다. 못 해 먹겠다. 아이고. 캐릭터만 보면 귀여운데 안에 든걸 생각하면 참 제가 봐도 더러운 것 같네요. 아 힘들다. 어, 어 힘들다. 어차피 체력이 힘들어서 저는 VR챗을 여기까지만 하였습니다. 그러니 걱정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